거의 뿌여가지고 보이지가 않네 뭐 오늘은 방송 나가는 거 아니니까 그렇긴 하지 근데 오늘 앞에 일본 팬들 와 있다 그랬는데 저번 주에도 왔었거든 그래서 내가 돈 아껴 오지 마! 뭐 이랬는데 햇빛이 음. 너무 세니까 내 얼굴이 안 돼 <laughs> 아 그래? 내가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 눈부셔서? 응. 거울 속 내가 잘 안돼 <laughs> 이번에 거의 일주일 내내 날씨 좋은 거 같은데 그치만 난 집에 가 있었지 그치 그치 내 지금 벌써 눈썹 그리는 것부터 힘들어 이 차 우리 차, 우리 회사에서 제일 오래된 차응 음, 맞아 나 오늘 화장 망할 것 같아 <laughs> 지금 말도 안 되게 그리고 있어 지금 아, 나 지금 눈썹 짝짝이로 그린 것 같은데 아이고 일단 오늘의 뭐랄까 목적은 어.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도착하기 전에 완성이라도 하자. 아, 갈비뼈가 아프지? 왜 또? 가지가지를 하지. 자, 베이스 섀도는 갈비 브라운 토스트. 몰라, 그냥 여기 있었어. <laughs> 어디까지 한 거야? 지금? 베이스 섀도우 음, 그 다음은? 그 다음은 아이라이너를 그릴까? 이 차 안에서 오 과연 눈은 이제 눈 아래다 그린다 이제 봐라 <laughs> 잘못하면 눈 찌르는 거 아니야? 이제 눈 아래다 이제 색칠을 합니다 눈알 색칠 시간 조심해 일단 아직까지는 색칠하지 않았어 눈알에 응. 오빠 나 그러니까. 흰수지 말고 운전해? 난 안전 운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치, 그치. 괜찮아 내 얼굴 따위 <laughs> 궁금하다 나중에 어떻게 돼 완성? 어 어떻게 나왔을지 이 차가 지금 24만 9천 킬로를 탄 이 늙은이 차에서 아 블루셔를 안 챙겼어 아이쿠 아 몰라 될 때부터 라니 아나 이제 마이구가 아야 이제 아이 라인을 그릴 거야 라인을 뺀다 이제 내가 어... 오늘 살짝 올려볼까 내릴까 지금 여기서 괜히 욕심부려서 올렸다가는 그냥 내려 안될 것 같아 어 차는 안돼 잠깐만 돼. 이거 야 이거 잠깐만 야 이거 이거, 이거 지금 시속이야 지금 30km거든요? 근데도 차 겁내게 흔들려 <laughs> 어, 그랬어 그랬어 오... 잘 그린 것 같진 않아 <laughs> 아 이쪽이 더 내려가게 그린 것 같은데 아이고 캔춘 나에게 면봉이지 <laughs> 면봉 망했다 아깝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나는 괜찮다 아우 오늘 속눈썹 아주 바짝 올라갔어 아우 아, 다른 날에는 그렇게 잘 안 올라가네 내 속눈썹이 말 들게 안 들어요 아 그래? 누구 닮아줘 누구 닮았을까? 나 말 잘 듣는데 <laughs> 그럼 누구 닮았을까? 저게 누구 닮았지? 광희 오빠? <laughs> 광희 오빠는요 누구냐면 저랑 10년 같이 일한 오빠죠 <laughs> 오늘 나 데리러 온다 그래놓고 안옴 차가 멈췄다고 그래 이해할 수 있어 자 이제 맥 이거 보시기요 맥섀도우 4구 머신인데 뭔지 모르겠어 이름을 음. 네? 그 제일 진한 애로다가 이제 그 라인을 좀 풀어주도록 하죠 나연이 오늘 비, BNT 뜬거 봤는데 이쁘게 나왔더라 음. 아! 이 차가 그냥 흔들림이 아주 적나라하게 진동이 느껴지고 있어 모든 게다 앞머리에 마조리카 마조리카 비 86 이것은 말이죠 태연 느님이 사용하셨다는 섀도우로 유명한 그섀도우지 내가 바란다고 태연 느님이 되진 않아 아 여기서 밀리네 음아 그런데 이제 차가 좀 쓰네 어우 이제, 어, 이제 좀 썼어 oh,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<laughs> 중요한 마스카라가 네, 이, 이 쉬는 시간에 지금 마스카라 바르려 했는데 마스카라 숨었어 지금 <laughs> 뚜두둔 얌마 나와 이따가 꺼내지 뭐 그럼 일단 립, 립이나 바르자 립은 말이지요 맥입니다 레이디 테인저 여자가 위험하다는 거죠 <laughs> 코랄색이야? 음, 레드인데 오렌지빛이 몰라 지금 사실 거울 조그만 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메이크업 을 했는지도 모르겠어 <laughs> 나 큰 거울 있는데 아! 아! 어두워졌다 옛날에 오빠 그거 알아? 응 터널 끝, 신약에서 끝날 때까지 숨을 이렇게 참아 어? 들어본 거 같아 그리고 소원을 비는 소원이 이루어진다 아니야 근데 난 들어줬어 어 진짜? 왜냐면 늘 나는 내가 꼭 가수 되게 해주세요 음. 맨날 그랬거든 나 지금 면봉 한 개로 메이크업 타탐 <laughs> 그래도 돼? 어, 구두쇠 정신 요령껏 요면 저면 사용했지 아, 아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입술이 지금 짝짝이잖아 립밤 바르지? 그래 립밤 발라야 돼. 난 촉촉하니까 바스린 아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지 <laughs> 배고파 출출해 아! 찾았나? 마스카라를 의자 밑에서 찾았어요 난 오늘 이것만 하면 이제 화장 끝인 것 같아 갑자기 매니저 오빠가 카메라맨이 되었지 <laughs> 화장품 CF 같지? 보여? 한거 안 한 거 차이가 느껴져 음, 음. 확실히 있어 보이는데 얘얘말 안 들어 이거 봐이 끝에 얘 눈썹만 <laughs> 그러네 내려갔네 내 속눈썹 진짜 말 안 듣는 스타일이야 자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음이 흔들림 있는 차에서 이 정도면 다른 사람 못지 않았어 일단 오늘 내가 생각했을 땐 차 안에서 메이크업 하기는 성공인 것 같아요 오빠도 성공한 것 같잖아 음. 음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션 성공! 라디오 녹음을 하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들 다음 컨텐츠 언니 이게 막 보고 싶어요. 언니 이거 보여주소 막 이렇게 리플 많이 많이 남겨주고 기대 도 많이 해주고 좋아요나안 하나? 구독은 안 하나? 오늘은 뭐 하나? <laughs> 안녕! 저 이렇게 막 찍으시면 안 돼요. 저 나름 연예인이거든요. 수성까지 있는 여자예요. <laughs> 나도 나도 그 뭐야 이거 뭐라 그래? 나도 틱톡이다. 꽃이야 나못 받았어. 못 받았어. 못 받은 여자. 아, 하고 돌다 올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예? 끝. 라디오가 끝났어요. 이제 집으로 가요. Gracias.